모르겠어 어쩌다 우리 여기까지 알 수 없는 잉잉잉 잉잉잉 잉잉잉 비동사 플러스 ing LOV를 붙여보면 사랑인 것 같고 Say goodbye를 붙여보면 헤어질 것 같아서 ing just ing